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자 <laughs>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통삼겹 수육 와. 이건 통이고요. 여기는 색이 좀 썰어봤어요. 그리고 여기는 배추김치, 총각김치, 그리고 총각무청 그리고 당귀예요. 청양고추 그리고 알배추입니다. 여기는 초고추장, 쌈장, 갈치 속전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잘 먹었어요. 음, 아, 통수육. 이건 직접 한 1시간 좀 넘게 삶았거든요. 음. 아,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. 비계 윗부분은 쫄깃쫄깃하고 음, 거기다가 약간 쓴 당귀랑 알배추 그리고 청양고추 김치들이랑 함께 하니까 고르맛 그리고 갈치 속초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. 쌈장도 잘 어울리고 제 입맛에 초고추장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가볼게요. 안녕. 우즈 사랑해요.